not a game, it's a rage thing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마카론이랑 파리지 바게트 케이크 준비했어요 와 마실 거는 우유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케이크는 너무 기대했어요. 맛이 어떨까요? 먹어볼게요. 너무 부드러워요. 입안에서 녹아요. 이 조그만 남았는데 이거 조그만 거는 뱅수한테 줄게요 아까 너무 먹고 싶다고 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Thank you.